원장님 최소절개셔가지고 저희 진짜 이렇게 이렇게 아, 뭐 이렇게. 사실 장비만 맞춰주면 <laughs> 네. 절개 두 개로도 가능합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오늘로는 이제부터. 예, 안녕하십니까. 레아트 성형외과 서영수 원장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그 하체 지방흡입 수술로 개선할 수 있는 부위를 좀 자세하게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예, 하체가 이제 고민이신 여성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하체에 지방이 축적되게 되면 두꺼워지기도 하지만 라인이 망가지기도 하고 처지기도 하고 쓸리거나 짓물르기까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에서도 뭐 허벅지 안쪽, 승마 혹은 엉덩이 쪽이라든가 샤넬라인 등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부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체 지방을 유발할 때 보통 허, 엉, 무, 종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허벅지, 엉덩이, 무릎, 종아리 이렇게 각각의 부위의 머리 글자를 딴 그런 부위가 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 안쪽, 앞쪽, 그리고 바깥쪽인데 바깥쪽 중에서도 위쪽에 튀어나온 부위를 특별히 승마라고 부르기도 하죠. 무릎 부위 같은 경우에는 샤넬 라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엉덩이와 허벅지의 경계 부위인 힙 라인도 있고요. 종아리도 앞, 뒤를 따로 부를 수 있겠습니다. 진짜 다양하게 나뉘네요. 이렇게 사람의 몸을 이게 지방 흡입을 하면 그 부위 부위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그 부위를 어떻게 지방 흡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음. 그 부위들을 나눠서 정확하게 상담을 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우선 허벅지 내측 같은 경우에 위쪽은 이제 저희가 허틈, 실제로 영어로도 사이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부분이 닿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닿게 되면 당연히 두꺼우니까 예쁘지도 않겠지만 실제로 기능적으로도 서로 닿으면서 바지가 헌다던가 혹은 짓무르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생활에 많은 불편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다리가 얇아지기도 하겠지만 라인도 예뻐지고 실제로 바지 같은 게 쓸리는 것도 좋아지면서 옷도 <laughs> 많이 아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짓무름이나 땀참이 좋아지면서 어, 훨씬 생활하는데 편안함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 옷값을 아낄 수 있는 이 <laughs> 새로운 관점인데요 원장님 아, 실제로 청바지 안쪽이 해져서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 옷을 버려야 한다 라고 어.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대용량을 원체 많이 해봐서 아 <laughs> 그럴 겁니다 네, 역시 고수는 다르시네요 음. 이제 허벅지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바깥뿐만이 아니라 특히 그 위쪽으로 승마라고 불리는 부위가 있습니다. 마치 승마 바지가 튀어나온 부위 같아서 이제 승마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사람은 시각적으로 가장 튀어나온 부위까지를 다리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골반보다 아래쪽에 있는 승마가 튀어나오게 되면 다리가 짧아 보이는 원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위를 제거를 해서 골반 쪽까지 최대한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부위를 올려주게 되면 다리가 길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두께라면 다리가 길 때 우리는 같은 두께면 더 얇은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시각적인 효과,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도 함께 얻으실 수가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어, 다리 앞쪽 같은 경우에는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근육 자체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쪽이나 바깥쪽하고는 다르게 일부러 일자를 만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일부러 일자를 만들기 위해서 무릎 부위 쪽에 지방을 남기게 됐을 때 옆에서 보면 전혀 라인도 예쁘지 않고 두꺼워 보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앞쪽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지방을 제거하면 가장 예쁜 라인이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벅지 뒤쪽의 경우는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근육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엉덩이 둔근이 있고요 햄스트링 이제 활이라는 뜻이어서 이제 앞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엉덩이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줘야지 만일 그냥 지방이 있다고 전부 다 빼게 되면 엉덩이 밑쪽 지방이 많이 제거가 되게 됩니다 이 엉덩이 바로 밑에 있는 지방은 부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 엉덩이를 받쳐주는 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없어지면서 엉덩이가 처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없어지면 상대적으로 햄스트링이 튀어나오면서 오히려 라인이 안 예뻐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방 흡입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부위입니다. 무릎 경우는 이제 보통 두 부위, 무릎 위쪽 그리고 무릎 안쪽을 고민을 하신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무릎 안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무릎이 지방이 쌓이면 툭 튀어나와 보이면서 라인도 예쁘지 않지만 이 종아리 무릎, 허벅지로 올라오면서 중간중간에 튀어나오는 부위들이 다리를 끊어져 보이게 해서 다리를 짧아 보이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무릎 부위를 정리를 함으로써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자연스럽게 라인이 정리가 되면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무릎 위 같은 경우에 무릎뼈 주변을 정확하게 지방 흡입을 함으로써 무릎뼈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같은 두께여도 훨씬 말라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엉덩이는 저희가 흡입을 하였을 때 체형을 슬림하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또한 엉덩이 부위를 지방 흡입해서 그 부위의 무게를 줄여주게 되면 엉덩이 처짐 현상도 마찬가지로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와 엉덩이의 경계 부위인 힙라인 부위를 저희가 지방 흡입을 해서 허벅지와 엉덩이의 경계 부위를 매끈하게 만들어준다면 허벅지가 마치 엉덩이 시작 부위 있는 데까지 쭉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줘서 다리를 더 길어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는 내 외측에 튀어나온 부위를 다듬어주게 되면 다리가 훨씬 곱고 예뻐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요 무릎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쭉 연결되어 보이는 매끈한 라인을 만듦으로써 다리가 길어 보이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체 지방 흡입을 고민하고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부위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충분히 상담하시고 고민하신 후에 수술을 결정하셔야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시니까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아트 성형외과 서영승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